여태 했던 키스 중에 막 최악의 키스 막 이런 거 있었어요? 최악의 키스는 없는데 최악의 섹스는 있었죠 앞에 계세요? 네 있어요 1초간 키스를 진행해 주세요 <laughs> 아 진짜 앞에 있긴 있는 거예요? 네 어, 있... 네 어, 어 아, 할까요? 네 어, 디 어, 여기 거기 아, 네. <clears throat> 좀 귀여우시거나 약간 좀 청순하신 스타일 제가 좀 성격이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잘 받아줄 수 있는 <laughs> 밖에 잘 안 나가시죠? 예, 친구들 많이 만나세요? 예, 친구들 많이 만나고 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, 맞아요. 저 말 진짜 많아요, 근데 저 말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요? <laughs>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약간 그러는 건 좀 재밌어 해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첫 만남에 이런 거 해보셨어요? 네. 아 그래요? 네. 그럼 여자친구랑 진도 같은 것도 되게 좀 느리게 그건 또 아니에요? 나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첫날에도 할 수 있어요? 그럼 뭐 여태 했던 키스 중에 최악의 키스 막 뭐 이런 거 있었어요? 최악의 키스는 없는데 최악의 섹스는 있었죠 조금 많지 발언을 거침없이 하시네요 정말 벌써 시간 진짜 빠르네요 네 그러게요 네. <laughs> 일어나, 일어날까요? 그럴까요? <laughs> 안, 안 떨리세요? 응, 전안 떨리는데요 아 그래요? 네 왜요? 떨리게 해줄 수 있어요? 어... <clears throat> 뭐하는 거야? 실례합니다. 음. 뭐 하세요?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얘기 나누기 전에는 세고 써날 것 같은? 너무 진지하니까 이제 계속 할 건데 <laughs> 거리 두는 것 같길래 장난 삼아서 좀 당황스러운 행동을 좀 잘 하시네요 당황했어요 깨무셔가지고 오늘 좀 참은 건데 아 참았다고요? 응. 많이 참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싫어요? 아니 뭐 아, 대답 못한다 <laughs> 싫은 거는 아니고요 네. 연예인이랑 연락하는 건 그 사람한테 뭔가 여지가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해본 적은 있어요? 네, 해본 적은 있어요. 붙잡고 싶으니까. <laughs> 구질구질하게 붙잡고 싶었어요. X. 고민이 되네요. 아 진짜 이게 고민이 돼? 사랑만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.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본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그거의 연장성이 결혼인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책임져야 할 가정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평생 데리고 가야 할 가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뭐 현실적인 뭐 이런 거를 다 따지고 결혼을 하진 않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만나면서 결혼을 해서 얻는 것도 많지만 좀 잃는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 결혼 같은 경우에는 내 선에 만족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안 할 것 같아 <laughs> 끝났네요 그러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그쵸? <laughs> 네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<laughs> 부끄러워요? 네, 음, 조금? 그러면 저희 그거 하기 전에 게임 하나 할래요? 무슨 게임이요? 그 얼굴 이렇게 다가갔다가 먼저 빼는 사람이 지는 거 그러죠 제가 갈까요? 올래요? 아니 가, 같이 아 오세,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는 뭐야? 와주세요 be <laughs> on honest. Just let me be honest, yeah. 나랑은 진짜 다르긴 한데 좀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좀 느껴졌거든요 어, 성향은 조금 이제 다르긴 해도 어떤 그런 진중한 자기만의 생각? 음. 잘하시네요 <laughs> 그러면 오늘 저랑 한 키스는 올해 한 키스 중에 몇 번째 정도로 들어가요? 궁금해요?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?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? 아직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저는 몇 번째예요? 올해 키스를 처음 해봐요? 6월인데? 저 올해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요 아 수도 없이 많이 했구나 아 그건 <laughs>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? 첫 번째는 누구예요? 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? 네 그러면은 연인과 키스할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있어요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응, 떨리는 거 똑같고 네, 네. 응. 아까 안 떨린다고 하시지 않았어요? 떨리죠 아. 안 떨린 척 했던 거죠 그러면 떨린 거예요? 아니면 설렌 거예요? 둘 다? 아, 둘 다? 그러면 키스가 마음에 들어서 그 후 일까지 이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매번 하는데요? 지금도 하고 있는데? 예? 응? 어? <laughs> 너무 이렇게 막 어, 속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은 몰라요 아 제가 알기를 바래서? 응 어... 먹어서요 <laughs> 이제 집 가요? 집에 사야죠. 집에? 네. 어, 혼자 살아요? 아니, 부모님하고? 저부님 아, 어, 어머니랑 살아요. 음. 혼자 사세요? 어, 저는 계속 사 친구들하고 같이. 아, 같이 일하는 친구.